떠나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, 붙잡아도 부리치는 목포 행만는 열차 소리 슬피 우는 이별의 플랫폼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 말영시 50분 영원히 변치 말자 인생의 것만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정 아 보슬비에 젖어가는 목포행와는 열차